보세요 쏘리 기다려봐 여기다 넣 거야 퐁퐁았어 퐁퐁 쌀이 여기 있지롱 계속 냄새가 나는데? 어? 계속 냄새가 나는데? 어? 계속 냄새가 나는데? 쌀이 발로 차서 넘겨버려 어, 어떻게 어떻게 먹을 거야? 어떻게 먹을 있어. 거야? 어떻게 먹을 거야? 많이 자른다 어떻게 할 거예요? 자리 할수 있어 그렇지 다리 들고 그렇지 밀어 밀어 그렇지 어, 아한번 더! 아, 한번 더! 거의 안 떨어졌어 좀 더 세게 여기 다시 한번 세게 밀어봐 살이 이렇게 세게 밀어봐 이렇게 이렇게 한번 더 밀어봐 여기, 여기 냄새 나죠? 여기 냄새 난다 냄새 난다 딸 여기 봐 여기 냄새 난다 오! 여보세요? 아 이제 손으로 해 아, 그쪽 아닌데 이, 이거 예예예. 예, 예. 아, 제 손으로 할 거예요. 어이구, 어이구,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한 번 더. 그렇지. 아니 그건 이미 했잖아요. 그쪽 아닌데. 그거 말고. 그렇지, 그렇지. 아이한 번 더 해봐. 끈기를 갖고. 자, 이거 이거. 끈기를 갖고. 그거 아닙니다. 그건 얘 한번 다 끝났어요. 아이고 어이 그렇지 아이고 그렇지 아이고 똑똑이네 어? 누구 딸이야 오. 자 이제 안 쓰러져 여기다 넣어 놔줄 테니까 이거 갖고 놀아. 이제 쓰러져서 안 돼.